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초콜릿 파티 아 여기 세 가지 맛이 있는데 그건 수입 초콜릿이에요 아 여기는 트윅스, 키캣, 밀키웨이, 마스, 바운티, 스니커스 아 아이스크림은 구구랑 닥티코를 준비했어요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 마실 거는 허쉬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تكس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이 초콜릿은 가라멜이 많아서 음, 쉽게 힘들어요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 집에서 조금 시끄럽네요 어 초콜릿들 맛변은 어 밀크웨이랑 스니클스가 먹을 때 힘들었고 그런데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조금 조금씩 남겼어요 가족들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어떤 맛인지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